찌개 김치만 말하니 누구 재판받나 일단 난 아님 잘 가고 취재한고 마조프한테 꼬리 흔드는 죄 제명 마파스 나 무슨 재판을 할까? 자 어디 뭐 토론할 거 없나? 토론할 만한 곳 찾습니다. 재판장님 방금 돈에부터 사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누구였지? 저녁 메뉴 추천받습니다. 제육 제육 한 사람씩 나와서 저녁 메뉴 추천해봐요. 앞으로 나와. 사돌 된장찌. 너 사용. 다음. 사돌 짬뽕이요. 너 사용. 다음. 너 나와. 돈까스요. 너도 사용. 다음 펭귄 너 나와 추천해 제육 제육 페이크요 다음 그, 그 치킨 어떻습니까? 아니야 다음 미련 어떻습니까? 다음 시바하 너 나와 가라하게 카레라이스 먹고 어떻습 싶은 메뉴 나올 때까지 전부 사연 같은데 남진 찬양 너 나와 뭐 먹을까? 떡볶이 어떻습니까? 일단 절로 가 일한다 너 나와 부대찌개 어떻습니까? 부대 갈비도 나와 갈비 일단 절로가 있어 저처럼 햄버거 어떠십니까? 간단하게 절로가 있어 빨리빨리 나와 알아서 족발 어떠십니까? 나와 빨리 저 순두부찌개 어떠십니까? 왜 갈비는 되고 제육은 안 됩니까? 이건 다포입니다뭐 먹을까? 피자요 피자 그러면은 오늘은 집밥을 먹겠습니다. 와... 다다음 그랜드 월드 가자.